제가 특별히 운전을 운전석에 앉게 됐어요 드디어. 인 즉슨 제가 진짜로 매니저님 분들 진짜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한 번쯤은 네,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또 카페에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희가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그쵸. 네, 네, 괜찮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네. 알바생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알바생의 마음으로 저희가 운전도 우리가 네, 한다. 네 약간 맞습니다 Good. work guy 느낌으로 뭔지 아시죠? 워크가이. 네, 네. 출발 어, 일단은 제발. 아 우리 아 근데 제가 또 운, 저도 운전을 잘하거든요. 네. 네. 아, 제가 네. 제가 93점으로 통과했거든요. 를 아, 몇점 아, 만점이요? 100점 만점이요. 아. 혹시 몇 점이 몇 점이에요? 네? 운전 학원에서 몇 점으로 통과했어요? 아, 저는 필기 시험 한번 떨어졌어요. 차 내려. 규빈이 형은 말 안 하고 운전 집중할게요. 네. 네. 말하지 말고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사님 운전에 집중해 주세요. 네. 대답하지 말라고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운전에 집중하시라고요. 하늘도 되게 이뻐가지고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네. 다 오늘 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잠긴데요 잠긴. 근데 우리 리더 러브 형부터 각오 네. 한마디.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밖에 안 돼요. 네. 한마디면 네, 끝났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나인 이렇게 하면 되 나인 각오 한마디. 나인. 열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좋아. 되게 했어. 아, 혼자 되게 했어. 사실 편지요. 끝! 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BGM 나오네요 그럼 준지 형 최태형 보고 싶었어요 최태형 잘해요 파이팅 네 균리 네 파이팅 운전하는데 좀 걱정이 되시더라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대형 면허가 있거든요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잘해요 네. 저희가 오늘은 저희 이제 POS와 커피와 픽업까지 저희 이제 일곱 멤버가 카페를 다 같이 가는 건 처음이에요 인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offee and music 달콤입니다. 한 명이 한 명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왜 따라해요? 그럼 러브 형이 하면 네. 저희가 오케이. Go. 해볼게요. 문 열렸다.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Coffee and music 달콤입니다. 안녕하세요. Coffee and music 달콤입니다. 러브 짱입니다. 러브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네. 어, 어 그럼 둘이 잘 맞으니까 갈 때 지성이 형이랑 규빈이 형 둘이 어. 성형이 운전하는 척하고 가기 진짜 아니면 아니 저는 아 저는 근데 진짜 거기 운전 선생님께서 너는 진짜 밖에 나가도 운전 잘하겠다고 칭찬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네. 폐기시험 한번 떨어뜨 사람이 이렇차 타는 거 아니거든요. 어, 그러면 이때까지 필기시험 떨어지신 모든 분들께 지금 사과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야, 이렇게 몰아가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한번 필기시험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아니 부모님. 아니 아니 와, 하긴 하다. 아니 아까 우리 NNC의 달인 두 명이 운전을 이행시킵니다 네 운전 중입니다 전 저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전이요 어, 전태 저한테 네. 저한말 네, 걸지 말아주세요 전태씨 말 걸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 좋네 네, 운전 중에 다 전화하지 할까 마세요 네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네 다시 다시, 다시. 운! 네. 네 운이요? 이행시예요? 운동선수요? 네. 네 운.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운동선수. 네. 네. 운전 중에. 네. 공. 네. 아, 그럼 아니 그럼 니에 씨 마지막으로 좀 쉬운 그러면 좀 쉬운 단어로 네. 쉬운 단어 4행시 갈게요. 블루투스 갈게요. 네. 블루투스. 불. 불. 아, 근데 진짜 쉬웠다. 네. 불. 불. 불이야. 네? 불이요. 불이요? 불이야. 우리가 누구예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음 주 부산 광역시 준비해 오세요 여러분들. 부산 광역시요? 네. 준비하면 서울 특별시 할 거잖아요. 도착을 했습니다. 삼봉 피트 인정. 날씨가 뜨겁지만 저희는 시원한 카페에서 팬분들과 열심히 일해 볼게요. 이 매미가 저희를 환영해 주네요. 그래. 반갑소다. 내가 왔다. 있는데? 다행이요. 저희가 이제 이걸 입고 네? 주셔서 아, 아, 아, 여러분 저희가 이제 네. 어디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네, 여기는 저희 이제 달콤 커피 분들 이제 진짜 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긴장되고 설레고 떨리는 거를 저희 네, 카페 시즌 2 시작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왜 긴장되지? 94번 고객님 94번 고객님 9 94번 고객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카페에 올려놓은 첫 번째 3번 PT인 점에서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제 달콤 커피와 함께 카페 시즌 2를 진행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팬분들이 와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회원 멤버 모두가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산, 광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올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